ISTJ와 안면을 트지 않은 상황에서 접근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제3자를 통해 ISTJ에게 정식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적당히 인사하고 넘어가면 되고 직장인이라면 통소명하고 명함 교환하는 정도면 됩니다. 그렇게 안면을 튼 후 처음부터 1대1로 만나는 것은 비추천합니다. ISTJ가 또다시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3자와 함께 놀러가는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ISTJ는 제3자를 믿고 상대에 대한 경계심을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ISTJ에게 관심 있는 분은 제3자와 같이 다닌다고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제3자가 ISTJ에게 인식 보증해주는 사이라고 생각한다면 제3자를 소중히 대해야 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친한 ISTJ에게 플러팅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이티제의 대표적인 플러팅 신호인 이글 아이미는 유 이티제와 교제해봤다면 한 번쯤 이글 아이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글 아이 발생 원인, 특징 그리고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이티제는 좋아하는 사람을 쭉 지켜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상대방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티제는 그것만으로도 힐링받습니다. 하지만 이티제가 짝사랑할 때 대놓고 이글 아이하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티제는 숨어서 짝사랑 상대를 조용히 쳐다봅니다. 여기서 짝사랑 상대가 알아챌 확률은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모를 수 없을 정도로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짝사랑 상대는 이글 아이아는 이 티제가 부담스러워서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티제의 이글 아이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벼운 방법으로 가끔 이 티제와 눈 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티제에게 상대방도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인식됩니다. 일종의 메시지를 수신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둘째, 강력한 방법으로는 Onul UISTJA Geflirting Hanun Bang Bug UL Hiyaduli Getsub Nadar Munja, ISTJA Gedun Gumnudsi Sail Jack Flirting Habo Sayo. For example, anunal Gab Jagim Hi Yachil Jum Seem Seeks Agat Chi Haja Gohan Damayan. ISTJUI Banyung A de la Husok Floating Ganun Yabugagi Yul wed Wedne Da, Cham Go Lo, Dang Il Nail Jum Si Muk Jago Harmayan Gajul Dang Hail Huaklahi Yul E Nop Subne Da. Gab Jaksula Un Choni Duk Dak Gulimayan Susurak Han Damayan Green Light Ibne Da. If, Jung Sek Ha Gunadak Jail La Gajul handa Damayan. Ajit Shigan e Dupilyo Habnadar. Ila Gagan Yulban Hu Green Light Gagut Damayan. ISTJ man ui guwan sim salul chegar subjuk kuk gong hi yak ha gay jotsub nadar. ISTJ noon bon in ui chui hyang yul mun jugjal na tanaji and g man. Nuga ju chui hyang yul erbago hogam yul theo si chung joa ahad For example, ISTJ gajo aha noon mumayong bi ugaritsul Gubayu ui filmography lul tung hadehu waso j lul may umayan duet ne da. ISTJ noon SNS do noon ka talk yul tong haja seen ui chui hyan yul sao jack L. hi ya jugi di moon a. Isa so han jung yul catch hane noin gajung yo had ne da. Ge mine han so j lul tong hadehu wa changu lul yul da mayan. Gu da may noon fi young so ISTJ watching heed zi noon bang sik yul hu wal yang hanun gajung suk id ne da. Hog man. Balayugachin hezilsu at nunbanin manu i bang babi at damayan chukchundulid ne da. Because, istj dohan bungu Wan si mule gaji mayan huwak baji yadul gidi munib ne da. Dan, istj lul nalhi ganamil dang hanun dutan bang si kyun chukchun habzi an sub ne da. Chayung enut sunumgi yada, najung en sunjul dang hanun e yugadu welsu at gidi munib ne da. 이티제가 짝사랑하다가 접근하기로 결심하면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접근하기 전에는 개아름 모드였다면 접근하기로 결심한 후에는 정열면으로 바뀝니다. 처음 접근할 때 상대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만약 상대 반응이 좋았다면 그동안 생각해둔 소소한 이벤트를 꺼냅니다. 여기서 이벤트란 낭만적인 세레나데나 꽃 선물이 아니고 오연을 가장해서 상대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이벤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식사하는 시간, 장소를 미리 파악해 자연스레 접근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즉흥적인 성격이어도 본능적으로 자주 먹는 최애 음식이 존재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대 입장에선 이런 입지제를 어떻게 눈치챌 수 있을까요? 이 예. 의외로 flirting 차랑 잇티제가 로봇 같은 리액션을 하는 이유는 원래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학습된 뚝대기 로봇 잇티제는 상대의 flirting에 대처하는 만족스러운 멘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상대방이 만족했다면 신이 난 이티제는 맞춤식 플러팅을 진행해서 상대에게 놀라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대 아무나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므로 상대 입장에선 로또 맞았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Doahanun isung, shilahanun isung e ISTJ e nu i duk dap yul yak e yung sub nader. Baro seal haha nun isung e jubgun eb nader. O nul yun gam ya bu a de lun sang bang bang seep yul el he ya du lead nader. Doahanun isung e jubgun haldi, chi meal do wa up dap yul shi jun hab nader balloon talk dab jang ajib jun hanun istjui passive skill ila bolsu at g-man. Beluga talk dap jang ha mayan sun yung yul chung seal he chi u mayan sa. ogu wa jakin sotong yul hal he yagonol he yuk habnada. Man name doku gegabu haji yu subnada. Chayume nun am duk dak galil su at g-man. Dudayun butanun anjedun sotong hail suat gema unuijun bilul hanot subnada, silhaha nun e sung e gun hail di, istj uiduk dak mode lul sun tekjik euro bal dong si keed nada, sandi bang e kai talk dak jan hail tu muljuji an subnada, duluk e a kale dak dohaji an go, juro dan dak he yeung euro di dab habnada, duli go jogi am e la do dak jan hail gachi gub da mayan gam he eel sheep habnada, seal ha noon e sung e noon chi abge floating hail di. Eel dam han du bunjung don noon juk dang he bat arch nader. ha ji man sung yul neam noon flirting yul ha noon soon gan. G-Chayubsi nail Kaloon Dol Jeep Gulul nail Lead Nader, Mulon, Sangdi Bang Aganin Jiang Ha Message Lul Nao Hiya Sami and Ha G-Man, Ige Moli Buwatsul Di Salo Ege Johun Il sin Gak Had Nader, Yogi Sadol Jeep Gulen, Sangdi Bang E Seal Yun E Ulul nail hanun Get anib Nader, Naga We Sangdi Bang Yul Bat Ar Jul Suub Ji Lul Yigi Had Nader, for example, Kiyanjay de Lunsa Lan Yuljoan Hago It Gunnar, Il E Namu Bizi Hasunu Gulman Nail Shigan E Ugda Nun Yigi Lul Hagnada. ISTJ에게 플러팅을 할 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ISTJ에게 은근슬쩍 접근하는 플러팅은 오히려 경계심만 키울 수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선 ISTJ의 반응을 살피려고 눈치 보는 것일 수 있지만 서로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고 호감인 것 같다 싶으면 돌직구 flirting을 날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다고 급발진 고백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flirting이다 싶은 말, 행동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말 저녁에 단 둘이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은 flirting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미리 영화 예매권 두 장을 구매한 후 ISTJ에게 표가 생겼다고 flirting을 합니다. 그렇게 무료로 영화를 보게 된 ISTJ는 기브앤테이크가 발동되어 영화 시청 후 식사를 대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주말 저녁에 영화와 식사를 동시에 한 상태라면 ISTJ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플러팅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도시 청해주시 야사감 사합네 드덕덕 제이앙 산율 통하 ISTJ와 유아헌인 신고하시 길기 원합네다 ISTJ 월드 멤버십에 가입하시 마연 Secret Yeong Sang, Bon Indung Fan y e n g s a n Vlog, ASMR 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u lil suit subnada, uchuk samdan kard lul klik hagaib hajuse ya.